이 세상은 무궁무진하지만 아무리 갈지라도 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나는 그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대시 그 자신의 무한한 기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얘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고 말한다. 기상캐스터 황민아가 연인 김종민이 이상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 에서는 황미나가 직장 동료들에게 김종민을 칭찬하는 모 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황미나는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종민이 평 상시에 어리바리하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운전할 때 남성미가 있다 김종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그래도 순수한 건 그대로다라고 남자친구인 김. 종민에 대해 끝없는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황민아는 또 이상형이 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먹. 은 남자가 좋다면서 하 외모에 대한 이상형이 딱 있진 않았는데 오빠가 이상형이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면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연애에 맡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 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천국에 의해 창조된 운명, 그러나 행복은 우리 자신에 의해 창조된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와 공유하십시. 5. 나는 이 삶의 모든 물결과 장애물을 밟기 위해 손을 자를 것이다. 연애의 막 공식 1호 종민아 커플 김종민과 한민아다 달콤한 여행도 잠시 서로 다른 연애 속도로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특히 그토록 바라던 황미나와의 1박 2일 여행을 떠난 김종민이 황미나가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한 깜짝 생 일상을 선물 받고 감동.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 습으로 설렘 지수를 드높였다. 하지만 이를 오늘 방송되는 연애의 마칠 회분에서는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던 종미나 커플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온 모습이 담긴다.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팩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케어를 받던 김종민은 다음날 아침 morning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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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 첫 출동한 신지. 가 급기야 못 보겠다며 눈을 가려버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펜션 마당 캠핑장에서 맥주 한잔하며 일당 2일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기로 한 두 사람에게 김장감이 휘몰아쳤다. 김종민이 황미나에게 자신이 부른 리메이크곡 개발하기 대시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려주자 감동한 듯 가만히 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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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의 맛 김종민과 황민아가 풋풋한 연애의 시작을 예고했다. A는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사랑하. 는 사람들만이 여전히 노란 빛을 켜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지할 곳이 있다. 연애의 맛에서는 기상캐스터 황민아와 소개팅을 하는 김종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꽃을 좋아한다는 황미나를 위해 꽃이 많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황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종민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며 자리를 비웠다. 알고 보니 근처의 꽃집으로 뛰어가 미리 꽃을 주문했던 것. 꽃 포장지에는 황미나와 오늘부터 일을 일하는 문구도 직접 썼다. 김종민은 레스토랑을 나와 황미나를 꽃집으로 안내했고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내밀며 수줍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황민아는 김종민의 준비성에 크게 감동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근처의 놀이터에 잠시 앉았고 김종민을 알아본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어 여자친구예요. 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황미나는 한글 알아. 이거 읽어볼래. 라며 황미나랑 오늘부터 1일이라는 문구를 보여줬다. 그리고선 여자친구 맞아라고 답해 김종민의 소개팅이 성공을 향하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소개팅을 마무리하며 김종민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솔직 하게 듣고 싶다라고 황민아에 물었고 황민아는 오늘 좀 오빠와 가까워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른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오빠의 이미지를 내가 느낀 것 같다.